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 대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 향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해 心。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